일단 안에 아 그래서 직명이었어 그래서 영어로 막나 막나 아르니간도 막나 아르니간도 막나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근데 해외할 때 뒤로 한게 아니잖아 사와해 와야 자니

엄청 더워 엄청 더워 Happy birthday to you. 박지민. 박지민. 아, 세미 주민 박지민. 박지민 축하해요. 박지민. 박지민. 지민아 우리 리허설까지 했다고 이거 하고 아, 진짜로? 진짜지. 야, 아, 전 네. 한마디 해줘. 아. 박지민 씨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어...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생각 제 생일인 거를 좀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런 생일 축하에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제 생일을 같이 보내고 멤버들이랑 이렇게 같이 보내서 더 행복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시권하고있는축하하며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들었을 때 신년 축하 노래인 줄 알았어요 어? 신년 축하 노래 뭐, 오지 않았나? 생각하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어, 생일 축하합니다 아,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행복했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이런 이렇게 멀리 있는 곳에서 저희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솔직히 전국이 좀 큰 역할을 했어요 전국이 보는데 애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